그리 공항이 왔다 에? <laughs> 진짜 오랜만에 공항에 왔다 아, 기분이 진짜 네 어때요? 자기는 2년, 2년 만에 일본이잖아요 사실 일본에 간다는 것보다 우리가 이제 공항에서 바이바이를 안 한다는 게 사실 진짜 와 울고 싶어요 배고파서 <laughs> <laughs> 엄마 엄마 차를 여기까지 줘야 해? 이쯤 동안 기다려야 되나? 오늘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설마? 못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래서 나 진짜 고민했지 징그럽지 않아? 어. 아이고 징그러워 아니 후쿠오 비가 많이 오고 있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laughs> 체크인이 다 끝나고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식당이문연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제발요 마지막 밥이잖아요 한국에서 진짜 아 배고파 고추장 찌개 먹고 싶은데 어, 뭔가 있잖아요 그 저기 어, 어 여기 여기 여기 아 진짜 먹는 거 하나도 없었다 아 배고파 두키 그 커플과 한국에서 마지막 밥은 극히였어요 극히 저기 오랜만에 비행기 하니까 응. 어때요? 오랜만에 비행기 타는 것보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항상 인천공항은 와타시 히토리데 쿠리코 아이 있다리토가 와 이제 쿠리코하고 놀아야지 이런 도끼도끼한가 아따가 이마데 음. 근데 지금은 그냥 우리 뭐 울진, 무주 이렇게 여행 가는 느낌인 것 같은데 맞다 한국에서 살고 있고 일본에 가는 게 처음이라 음 이제 김경식 씨와 하나도 못 잤잖아요 왜요? 야동 보고 있었어요 아, 싫어했고그기어치겠 야동 보고 있었어요. 뒤 음? 유튜브에 거기 터치시더라고. 일본에서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어? 오구라유나 집 이가이 젠부. 아니 집 이가이 젠부. 아니 가세요. 아니 집 아니. 이가이 젠부라고. 가세요. 어딘데요? 어딘데요? <laughs> 아니. 주소를 알려주세요. 음? 그흐 기 개 무서워 죽겠음. 우린 가족이어서 세관 신고서 하나만 줬음. 福岡空港がめっちゃ雷と雨がすごくて着陸許可が下りないんだってだから15分ぐらい旋回して待ってますあポンゲ이거봉개 <gasps> 아니아니너무하구름이구름이야배구름이야배아뭐야구름이야 날가 비가 와서 음, 약간 습해 두달 만에 이번에 진짜 일본 도착했습니다 어때요 기분이? 아직 아직 별로 온 느낌이 안 들어 왜요? 왜 웃고? 자기가 <laughs> 외국인이라서 먼저 체크하고 있습니다 제가 4월 때 갔을 때보다는 적용밖에 없어졌는데 아직도 뭔가 한국보다 너무 세요 1년 반 만에誰も待ってないね あれうどん먹고또誰かが 고향 몇대 이야 진짜 얼마만에 후쿠오카 공항이야 아, 아, 아, 아. 헐, 헐 이걸 타고 간다니 간판이 이제 일본의 느낌이에 이런 버스에 붙은 이런 멘트들 일본의 느낌 ったいないこれはマリだもったいないです진짜오랜만에이일을한다아이같아아이재밌어요귀여워여기근데서있네여기여기여기이거발견했던데아니야여기가맞아맞아여기와여기서발견했네 홀 이사해요 헐 기분 퐁퐁 <laughs> 아. 드디어 조릭 아니 우리가 여기서 저번에 이별을 한 장소인데 맞아 이렇게 돌아오다니 2020년 11월? 어, 아니 여기도 크리코 후쿠오카 돌아왔을 때 여기 찍었잖아 아 맞아 맞아 오이시키미 그치? 기억나 아. 와. 어, 울고 있어요? 아니 관심 어? 진짜 간지러워요 신기하겠다. 자기 얼마나 신기할까. 일본 냄새 느껴요? 응. 음. 어떤 냄새예요? 특유의 냄새가 있어. 아. 저희 열심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 매차 유래를 신간센데 가면서 먹을 오늘의 첫끼 그리고가 고른 샌드위치 내가 고른 크레이프 생초코 아, 일본 이런 게 맛있잖아 크리코의 차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본의 사이다 음. 퓨 아까 내가 일본 땅 보고 그래 지금 지하철 타고 가서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아? 여기서 내가 외국인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 음.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크리코가 외국인이면서 내가 뭔가 보호자로 크리코가 자기 어디, 어디로 가야 돼요? 어 일로와 3번이야 여기는 이렇게 했는데 음. 여기서는 내가 크리코한테 어디로 가야 돼요? 크리코 3번으로 가야 돼 이런 얘기야 맞아 맞아 진짜 지금 오토나님 있네 그래 못한 것도 오토나잖아 뜻이 우리 어?